어? 어? 아. 아. 아. 아. 2019년 9월 6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냄새 징하구나 소리 뭐야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그치? 당신 누구야? 여기 있나? 어디 어디 하얀 거 뭐지? 하얀 거 뭐냐 얘들아? 하얀 거 뭐지? 씨다 아따 씨다 아따 씨다 들어왔더라 하지마 하지 말할게요 하지 말라니까요 하지 마세요 아. 어? 이게 왜 여기서? 오 어, 깜짝이야 씨. 뭐야? 깜짝이야 씨. 전화를 했네 씨. 하필이면은 왜요? 하필이면 힐이 저기 또 있네. 힐도 있고 실도 있고 실도 있고 와 아, 미쳐 타이밍이 참 그러지라 여러분 누구야 당신 어? 당신 누구냐고요 당신 누구냐 누구냐 잠깐만 올라오시오 올라와 올라와 예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오고 있어. 겁먹지 마시오. 예, 겁먹지 말고 올라오시오. 예? 나와 두 번은 안 통해 나한테 나한테 두 번은 안 통해 두 번. 두 번 안 통해. 아니요 여러분들 처음 하고 기운이 처음에는 기운이 내가 느꼈잖아 예를 들어서 한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완전히 싸늘한 분노 화은 아니고 조금 억울함 적도가 있는 음 망자는 본인이 흥미를 잃으면 어느 순간 숨거나 기운을 뺍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? 저놈이 도망도 안 가고 무서워하니까 또 장난을 치지 방금 전에 아까 들어왔을 때처럼 뭐 칼을 막 움직인다거나 뭐를 막 블라인드를 내린다거나 이런 장난을 쳐 재미지지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에 흥미를 잃어 아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.